봤어? 봤어! 밀어! 야 풀렸어! 밀어! 밀어! 우리 안 열려! 이게 무슨 소리야! 안 열린다고 밖에서 잠겼나봐 绝对没有让。